이게 뭐니? 3년 만에 처음으로 택배를 받아봅니다. 이게 뭐임? 현정님, 현정님, 감사합니다. 어, 현정님, 책, 홍사, 벌꿀, 어, 영화로 써있고, 꿀, 편지. 주체할 수가 없어요. 현정님, 너무 좋아서 주체할 수가 없어요. 우리 네 식구여서 네개 어. 안녕하세요. 너무너무 반, 반가워요. 보고 싶습니다. 가족 여러분들 다들 저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구독자 애청자입니다. 아우 정성이 정말 대단하네. 참 감동이네 감동이야. 서울에 완전히 오셨다네. 아 진짜